오늘은 여자친구의 쇼피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가 쇼피와 함께 하게 됐어요 각국의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늘 촬영할 게 많아서 부지런히 예쁘게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 아니야 나보다 높은데? 아니야 나보다 높아 비슷해 오 비슷하다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원래 커 언니 까지 예쁘게 나와 아 김유리 예뻐 <laughs>

위해서 선물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네요. 역시 에린 언니 클라스. 모다피다! 모다피 아세요? 포켓몬? 저희 그룹 모다피가 살아요. 아, 언니. 모다피. 일부러. 사, 사진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똑같아. 그래서 유주 언니 이름을 모다피로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모다피가 누구야? 약간 가을가을한 소녀의 모습을 담았어요이 니트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가을 같지 않나요? 가을가을 가을 가을 저는 지금 블루베리를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데요 짱 커요 냠냠 근데 이거 너무 예뻐 차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gasps> 대박! 핑크 너무 예쁘다 대박 이렇게 겉에만 보면 핑크인데 안에는 또 이래요 <gasps> 너무 예쁘다 이 브라운이랑 제 옷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곧 흑발로 하고 싶어요 다시 어린 분들은 저의 갈색 머리를 좋아하실까요? 검정 머리를 좋아하실까요? 음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핑거팁 때 머리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내가 조금 제일 더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흑발 그래서 조만간 흑발을 할 거예요 근데 흑발 한 번 하면은 다른 색으로 다시 염색하기가 힘들어서 좀 고민 중이긴 한데 근데 하긴 할 거예요 흑발 좀 아깝긴 한데요 <laughs> 우리 버디한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 앞으로도 새로운 머리에 많이 도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가자 가자 파이팅! 신미 그거잖아요 혹시 나홀로 집에 보셨나요? 나홀로 집에 그 비둘기 그 모이 주는 그 아주머니 있는데 약간 그룹 모이 잘 뿌려줄 것 같아 여기에 그 번거지 같은 거 하나 써야 돼요. 저의 첫 개인 컷, 처음이자 마지막 개인 컷입니다. 지금 촬영 중이고요. 심표 찌르면 오신 걸 환영해요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없는 게 있으니 그분 잘하세요 오 이거 진짜다 오, 오 이거 진짜야? 퀴즈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정답은 가짜 이상 저의 파치룸이었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그러고 있어 오! 너무 있어! 너무 예뻐. 잠깐만 진짜. 야, 아니 너 이렇게 웃기 전에 봐 진짜 예쁘다. 봐봐. 오, 봐봐. 오. 팬들의 마음이 이런 야, 마음일까요? 야, 이거 봐. 앉아서 넣어봐. 오. 예쁘네. 와 대박. 아 웃지 마라. 진짜 예뻐. 잠깐만 기다려 진짜. 빛이 없어.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아, 언니. 나 너무 이쁘 오, 약간, 약간 진짜 예쁘다 언니 이거 좀 찍을게요 오 예쁘다 저 생각해보니까 똥물이 처음이에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는 처음이라고 최근 들어 처음이라는 게애 말이 안 되지 그치만 뭔가 내 네, 똥머리 진짜 안 했었거든요 포니테일은 좀 많이 했는데 첫 똥머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